surprise, motherfucker. 나이스! 지렸죠? 이거다! 아 평타를 왜 안 나갔어 이게 아 평타가 잡는 건데 살아요 살아요 와 와, 이를 안 켰어! 왜 이를 안 키는 거야? 아따 무섭네. 들어가. 아니 이상하게 들어가. 오 뭐야 명캠 못했지만 또추 찍어버렸다 와 아. 오! 백명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피다 채우고 이야 뭔데 오오오 어, 잡았땡 어, 어, 더블 선이야 行こうぜ Eagle Z. Whoa. 记。